아, 밤에 있는 거 예능, 이번엔 예능인데요. 자, 여섯 명의 트레이서. 새로운 영웅 언제든지 환영이야. 너 빼고. 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 파티끼리 하는 거서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와. 시간 가속기 또 문제 생겼나? 이게 뭐냐? 아니,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안다고. 이거 완전 다른 느낌이야. 이거 미쳤어요. 다들 물총 하나씩은 들고 있구나. 자, 어디까지였더라? 자, 여긴 트레이서죠. 와. 다시 가볼까? 공격 시작까지. 자, 이, E키 아시죠? 시간 역행하는 거? 모르시면 바보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봐보자 그레이스 어떻게 생겼는지 못생겼네 Let's go. 한 곳으로 다 렛츠고 저쪽으로 출발 뭐 <laughs> 지랄이냐 이거 와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몰래 몰래 거점 획득! 베이드! 베이드! 우후! 뭐. <laughs> 아, 개웃겨. <laughs> 아, 여러분, 6인 트레이서 효과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아, 개쩔어요, 개쩔어요. 좋아, 시야폭탄 장전까지 얼마 안 남았음. 아, 트레이서 짱이네요. 아, 맥크리가 뒤에서 자꾸. 잘라드릴게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파라, 엄마 아파라. 해볼까? 내 마음이야. 앞에 떡포탑이야. 오 아파. <laughs> 네, 저기 지금 저 바꾸고 있어. 아, 귀엽 귀엽. 있고 다시 한번 포탑 포탑 <laughs> 앞에 적포탑이야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아니면은 <laughs> 상대 위도 없잖아요 파라 어때? 어. 전부 다 파라? 6 파라 어때? 지금 타이밍 아니야 이거? 그치 이거 타이밍이지 6파라 6파라 6파라 가자 가자 지금 위도 없어 위도 없어 근데 6파라 6파라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6파라 렛츠고 렛츠고 바스티온이 있네 어 진짜 다 아, <laughs> 바스 바스 때리는데 <laughs> 역시 오호 잘 죽어 맥클 아, 죽었음 시을 점령 중입니다. 어, 나이스파라 육파라 오시는데? <laughs> 다 죽겠다, 이러면. 갑자기 또 트레이서 나오네 야 6인 루이스 어때? 루시오? 아니면 6명 자자 자리에 할라요? 자리에 방벽 계속 치우면 되지 않나? 겐지가 함께한다. 어, 오케이, 다 겐지, 다 겐지, 다 겐지 하자. 다 겐지, 다 겐지. 다 겐지, 다 겐지. all 겐지, all 겐지. 60초. 전방이 적포탑이다. 다겐지 다겐지 다겐지. 와가 타마시와 마가 모에테이루. 겐지가 함께한다. 와가 타마시와 인코모. 야 이거 19큐브네 진짜. 나루토 나루토. 와, 얘다 풀렸어 지금. 바스 바스 풀렸어 지금. 암호. 포탑 발견. 와. 포탑 발견. 다시. 남은 시간 시간이. 쟤 살아야 살아. 머리 좋아. 아직 안 죽는다 이 새끼들아. 빨리 들어가야 돼. 영웅님, 일어나세요. 아, 나다. 잘 막았네. 우리 수비일 때, 수비일 때 이제 전부 다 봤어. <laughs> <laughs> 아. 서버티 막았습니다. 어, 우리가. 아, <laughs> 쟤네 나가나 이제? 디비큐 디바그어요 어서요? <laughs> 이렇게 니바라 야, 아무 전, 전세 주자 전세 전세 줘 전세 줘 어, 전세 줘 전세 줘. 에이 주지. 아 재밌네 가서길리 하니까. 김이기 고마워요 추천. 그때 민스턴 뜨자는데? 어 뜨자 뜨자. 콜 콜. 가자 가자 미스자 윈슨하고 저희 아싸죠 야 우리 리퍼 우리 리퍼 6, 6 리퍼 오 윈스자 6 리퍼 6 리퍼 다 리퍼해 다, 다 리퍼 빨리 빨리 다 리퍼 <laughs> 다 리퍼해 다 리퍼 빨리 어 진짜 <laughs> 아니다 윈스 가자 야 오신다 시야 <laughs> 졸라 징그러워 어. 아. 저기야 저기 저기 리퍼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일단 왜 가만 조용히 조용히 가봐 조용히 조용히 가봐 조용히 가봐 조용히 가요 조용히 저기 저기 저기 전기 전기 소리 나지 봐봐 여기 따라 따라 전기 소리 나지 봐보 전기 소리 나지 봐보야 미스야 야 미스야 진짜로 <laughs> 야 트레이 소리 나는데?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일로 일로 일로 다다다 씨발 웃는 거봐 아. 아. 배 아파 죽겠네, 아. 이거 왜 봐. 아, 뒤에, 트위치. <laughs> 야, 리퍼 괜찮잖아, 그래도? 나쁘지 않지, 리퍼 어우씨, 웬만해. <laughs> 저기 다 왜. <laughs> 어씨, 저기 다 왜이야, 씨. 아 병아 저기 다 메인데? 아 나배 아, 아파 죽겠네 거점을 차지한다.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마우스 같은데 <laughs> 먹는데 막아 이거 우후 우후 야 역시 이기는데 이거? 은근? 식용유 괜찮아요 리퍼 괜찮네 하기 쉽죠? 응 쉬워 파보세요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써야 되는데 여기 있어 어이씨 불러봐 이 메이카운트가 뭐지? 배가파 뒤지겠네요 6, 6, 6라인 콜? 6라인? 6라인이라 그 콜? 라인 가자 라인 6라인 6라인 가자 가자 가자 야3 3 리퍼에다 3 라인 3 어, 리퍼 3 라인 와 어른 거봐 씨. 어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친다. 카나다 왜 편하다 이거. 알나르트는 안될것 같은데. 어 솔자야 씨발 나와 아파 던지자 띠버 어 너도 오고 오케이 콜아 나궁금한거 쓰고 다 토르 준비됐어요 토르 다 준비된 사람 나이스 나이스 기다려 기다려요 어 벌써 벌써 찢었네 <laughs> 와 나도 <laughs> 간다 FBL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와. 방어가 잘안 들려. <laughs> 와, 안 돼. 피셨군요. 아, 대우빈. 목표를 포착했다. 바스? 冻住，不许走。 졌네. 얼마, 얼마나 잡은 거야? 얼마 잡은 거야? 도대체. 어, 하기해피 레드블루원님 반갑습니다. 그럼 <coughs> 여기까지 예능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